Oh my god. 어떻게 나왔어? 이거 어떻게 내 배에 있었지? 말도 안 <laughs> 분유야? 아, 분유 나도 줘보고 싶다. 음, 잘 세워서 깊숙이 물린 다음에 잘 변신돼요? 들어안 해줘 트럼 제 트럼 소리가 나? 응 선생님 그, 그. 오늘 말해볼까요? 아 어떠세요? 나십니까? 음, 뭐 <laughs> 발도 이렇게 싸주네요 <laughs> 신생아 씨를 데려다 주러 갑니다 막 힘주는 것 같은데? 음 이제 언제 불러드릴까요 우리 애게 아침에? 아침에? 네 신생아 씨를 데려다 주는 건 아빠들이 하고 있네요 복덩이 보고 있다 아빠 친구랑 안 갔다 올게 네 출근 출근하러 갑니다 어우야 어 추워 추워 추워 조리원을 나와서 이제 출근을 하니까 기분이 좀 색다르네요 아빠가 돼서 차 출근입니다 애기야 보고 싶을 것 같아요 <laughs> 귀여워 회사로 가보겠습니다 Let's go. 퇴근을 했어요 로라를 보러 왔습니다 퇴근 짜작 여보 아이고 고생이 많네 우리 로라 잘 먹고 있었어 음 복동이 안녕 어, 아빠 왔어 아이고 눈봐 아이고 어, 아빠 오니까 반가워 복동아 아빠야 아주 익숙한 목소리지 <laughs> 우린 그친 거야? 아 너무 귀엽네 우리 고생했어 나 얼른 씻고 나올게 일로 오자 자는 것도 아니죠 내가 이렇게, 이렇게 어떻게 봤지? 그냥 일단 그냥 편하게 받아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받아서 이 팔을 여기에다가 좀 이제 좀 편하세요? 그년 네. 동안 고생했어. 일주일이 항 어, 뭐. 음, 하나, 둘, 셋. 맛있어. 선물이 있어요. 아, 괜찮은데. <laughs> 네, Oh my god. <laughs> Oh my god. 아 이게 집, 집안이라고 이럴 때 이게 전화 오면 못 받고 그럴 수 있잖아. 근데 이걸 이렇게 탁 이게 탁 하면은 이게 탁 이러면 탁 받을 수 있다고. 땅에 탁 맞아가지고 어 <laughs> 아이고야 이랬지 어 피나물 어, 대가리를 받아 불었어 아주 호환이 잘 될 겁니다 음, 외출할 땐 쓰지 말고 <laughs> 해줄게요 콩나물 카드 응? 카드? 콩나물 응 사랑하는 나의 여울씨 언젠가는 함께할 거란 상상을 했지만 이렇게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눈앞의 여울이와 우리 복덩이가 함께하게 될 줄이야.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에요. 임신도 힘들고 육아도 출산도 <laughs> 아 이게 춤이 <laughs> 힘들지만 우리 둘 다 그리고 셋이 셋이 그 속에서 함, 함께 잘 헤쳐나가면서 즐겨보아요. 나의 인생의 동반자가 당신이란 사람이어서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하고 행복해요. 미. 음. 1년이 아니라 2년, 3년, 10년 이 아니라 정말 오래도록 평생 사랑하자. 2018년 12월 25일 당신의 평생 사랑 평생 사랑하자. 사랑 오래오래 평생 사랑하죠 <laughs> <laughs> <laughs>